자 오늘 의볼 존버는 무엇이냐 비캔디 미사일 존버하기 이... 자 인트로도 뽑았겠다 대기실에 지루함을 달리기 위해 거울을 보며 눈치게임을 살짝 해준 뒤 바로 본게임에 들어가 주기로 한다 <clears throat> 대기실 국룰 평화의 춤을 춰준 뒤 다시 침착하게 시도를 해보도록 어?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시작을 시작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! 힘들게 목표물에 올라왔으니 괜히 깝치다 총 맞지 않도록 엎드려준 뒤에 자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아, 아니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꿈인가? 혹시 꿈인가? 아프잖아 와 오로라 진짜 이쁘네 죽고 다시 할까? 안돼 못해 못해 안돼 차라리 red zone에 맞아 죽으면 레전드 아닐까? Nope. 제발 폭탄 하나만 이 번들번들한 키위 위로 떨어뜨려주세요 어? 응 파랑색이다 그래 이건 꿈일 거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행복한 현실이 나를 반기고 있을 거야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무함마드 알리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쌀알을 뒤집어서 벌처럼 낙하해서 나비처럼 착지해주도록 오. 한다 우선 잘 착지해준 나에게 차축에 박수를 보내고 자기장의 신에게 절을 한번 올린 뒤 자기장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음... 소리 벗고 빤스 질러! 으 추워 일단 자기장의 신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분명하니 하늘을 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 아 들어 씨 주변에서 계속 총소리가 나기 때문에 엎드림을 가장한 공중부양으로 몸을 은폐해주도록 한다 시험기간에 아 개빡집 중에서 벼락치기 해야겠다 라고 하는 동시에 손으론 유튜브를 들고 있는 우리마냥 일하지 않는 블루홀 덕분에 볼 수 있는 나름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 철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군범맨의 찌찌가 얼어버릴 일도 없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아우 이놈 얼굴은 맨날 봐도 익숙해지질 않네 이렇게 허공에 대고 의미 없는 주먹질을 하고 있을 무렵 밑에 꼬맹이들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꼬맹이치곤 과격하게 싸우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어른으로서 중재를 해주도록 한다 이쪽 관점에선 대충 이런 느낌이다 뭐 쌈박질을 해? 나 때는 말이야 어르신들 그림자 밟는 거 꼰대 새끼 그렇게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뿌듯함에 잠시 현자 타임을 가져준 뒤 곧바로 일어나 다시 한번 자기장의 신을 불러주도록 한다. 테이커 팬티 앤 스크림! 다시 한번 자기장이 떡상했으니 저기 비행기가 내려주는 보급을 보며 나에게 있어 똥과도 같은 저것을 두고 경쟁이 찌든 밑에 사람들은 그저 금인 줄 알고 서로를 죽이면서까지 저것을 얻고자 하니 이 얼마나 경쟁이 부질없고 허망한 건지 다시금 깨달으며 벌써 경쟁자가 3분의 1이나 줄어든 것을 보고 기뻐해주도록 한다. 뭐 되게 지루하다 와 이게 또 걸려? 이제 자기장 떡상이든 뭐든 귀찮아서 태닝이나 하고 있던 그때 한장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줄어든 자기장 쉬야 자기장 떡상 기념 한 컷 저 멀리 지나가고 있는 개미들에게 반가움에 손인사를 건네다가 갑자기 난 총소리에 냉탕에 들어간 불알마냥 쫄아버려 엎드린 뒤 미사일 위에서 개소리를 늘어놓다 문득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와우 와 이거 진짜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여기서?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게 자기장에 버려진 뒤 홀로 남은 존범에은 동무대에선 스윙스 에빙이에 나홀로 무반줄 랩을 조져준 후 겸허히 파란 새끼를 맞이한다 응 짜릿짜릿 분량은 뽑을 만큼 뽑았다 미련 없이 가자 행지! 나에게 있어 똥과 같은 나에게 있어 똥과 같은 나에게 있어 똥 아씨 나에게 있어 똥같 아씨 똥똥똥똥똥똥똥똥